이거 뭐 좀 써도 되죠? 이놈의 코로나 아,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모델 활동과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신인 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하네 배달 잘못 온 거 아니야? 네? 죄송한데 제 바지 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 이설입니다. 아저씨, 안 살 거면 곱게 물러나시지.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. 카밀로스 대군주가 전설의 공성전할 때 나도 그 전장에 있었어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아 키가 참 크시구나 뭘 드셨을까 나도 좀 먹고 싶다 딱 뵀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애기 얘기 하셔가지고 오늘 사실은 무슨 알고 있습니까? 상장인가요? 뭐야 이거 뭐야? <laughs> 여러분은 오늘부로 1위를 하게 됩니다. 아. 그러니까 이번에 촬영 컨셉이 연애 계약, 계약 연애. 네, 그럼 <laughs> 그분이 커플이 되는 거 아니 이거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셨어요 작가님? 아니 많이 당황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취지로 보자면 커플이서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게 아무래도 컨셉상 좋지 않을까 자연스럽고 지금 그래, 관광지를 이렇게 투어하는 건데 가족도 애매하고 친구도 애매하고 그 커플이 제일 설정상 제일 좋겠구나 싶어서 <laughs> 이번 기회에 부산 통이 돼보자 <laughs> 건지 뺄 건지 정할 겁니다. 아... 싫다는데요. <laughs> 자, 모나 하나. 리다. Y 하 Y요? 셋, 발음 좀 안 좋으신 것 예. 같은데. <laughs> 가사. 노바. 파인. 애플. X 하 맨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이거 근데 만약에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전립금이 까이지 않은 아. 아. 불러주세요. 우리 처음 봤는데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 사랑합니다. 영혼 1도 없이. <laughs> 아니 근데 잠깐만요. 제가 나이를 안 물어봤는데 몇 살 같다고 네, 나이가 어떻게 되요몇 살 같다고 해요? 저보다 한참 어리실 것 같은데요. 스물다섯입니다. 아 진짜요? 네. 저는 서른둘이에요. 네. 적으시는 순간부터 말 놓으셔야 돼요. 아니요,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러면은 설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? 설아, 오! 싫다는데요? <laughs> 사인해. <laughs> 그래. 예. <laughs> MOU 체결하는 것 같네요. 얼굴 좀 펴요. 아하. 보셨네요. 응, 음, 얼굴 좀 펴. 말 높여 했지? <laughs> 아 그래. 잘해보자. 그래. 일이다. <laughs> 부산 하면 주로 바다를 떠올리는데 바다 말고도 다양한 게 있다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. 뭐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모델 활동할 때는 제가 좀 뭐랄까 제가 아닌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되게 솔직하고 때론 엉뚱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예,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되운전 어, 이상 하다뇨 좋아요 구독 <laughs> 이런 거 해야 돼 많아 y o